안녕 여러분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바로 여러분들이 조금 무서워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타란툴라인데요 제 타란툴라를 3, 4년 전만 해도 굉장히 많이 길렀었습니다 약? 약 한 100마리? 많이 입양을 해서 길렀었는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타란툴라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타란툴라는 손으로 만지지만 않으면 굉장히 좋은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친구는 여러 마리가 같이 살 수 있는 사회성이 있는 바로 블루바본 타란툴라입니다 짜잔 이 친구들은 제가 4번 5번 시도해서 성공한 친구들인데 어미가 아기 때부터 보살펴줘요 근데 어느 정도 크면은 우리 아기들끼리 뭉쳐서 또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,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넣은 지한 몇 개월 지났습니다 그래서 애기들이 엄청 많이 커졌을 것 같은데 우선 밥 주는 것도 좋지만은 우선은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귀뚜라미를 몇 마리만 넣어볼까요? 나올라나? 자나가줬으면 좋겠는데 저기 굴 있죠? 오! 이거 뭐야 굴로 들어가 저기 굴이 타란툴라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 굴이거든요? 어? 미안하다 집을 부셔서 미안해 오 여기 아래 있다 야 진짜 많이 컸구나 자, 오랜만에 저도 얼굴을 보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는 안 보였지만 전 보였습니다 와 진짜 많이 컸네 자 우리 애기들아 어디 갔니? 어 진짜 어디 갔어? 오또 숨었어 오 방금 떨어졌어 오오 여기 있다 짜잔 아 친구 안녕 너 왜 혼자 있어 너 친구들 어디 갔어 친구들 데려와 <laughs> 오 여기 한 마리 또 나왔죠 다리 그리고 저기 구석에 있고 제가 집을 진짜 오랜만에 한번 들춰보는 거예요 제가 원래 안 건드리는데 여러분들 보여드릴 겸 저도 오랜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 있다 와와와 오 놀라운 게 뭐냐면 여기 작은 친구도 있잖아요 작은 친구도 있고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에 등갑 그 다음에 여기 거미줄 안에 지금 여기도 있네 자 여기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지금 찾아보면은 되게 많은데 다 숨어 있어요 여기도 있고 탈피 껍질이 모아져 있는 거 보니까 이쪽에서 애들이 약속을 한 것 마냥 탈피를 했나 봅니다 아, 여기에도 숨어 있었어요 자 아,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자 어쨌거나 여기에서 합사를 해서 애들이 지낸다는 자체가 우선 굉장히 놀라울 따름인데 얘네들은 계속 계속 합사를 해서 길 예정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런 식으로까지 제 꿈이죠 자 어쨌거나 오늘 이런 친구들이 있다라는 거 보여드렸고 제가 키우고 있는 그 100마리 중에서 아직 몇십 마리가 남아있는데 그 친구들도 조금씩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짜잔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들이 제가 취미로 분양을 하는 목적이 아니라 제가 사육을 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것만 해도 한 20, 30마리 되지 않나요? <laughs> 사실 요즘에 수량 개념이 없어가지고 자 근데 굉장히 놀라운 일이 하나 또 있습니다 친구인데요 제가 차후 공개하도록 하죠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자 여기 친구는요 제가 기르는 블루밥은 어미입니다 아까 우리 애기들 보여줬잖아요 그 애기 엄마예요 근데 엄청 멋있죠 지금 저한테 온 지 한 3, 4년 됐는데 어, 반갑다 오랜만에 보니까 또 최근에 탈피를 하고 또 수컷들이 여기 몇 마리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짝짓기를 또 했는데 또 한 몇 달 뒤에 뭐 산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벽면에 찰싹 붙어있는 이 타란툴라는 바로 오너 바분이라는 타란툴라입니다 독성이 매우 강하고 빨라가지고 조심하셔야 되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주의사항만 안다면 언제든지 사육할 수 있는 친구죠 신기하죠? 자연에서 나무에 이렇게 붙어있으면 몰라요 야하 자그 다음에 이제 타란툴라 버드히터라는 친구인데 참새도 잡아먹을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엉덩이 털로 공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엉덩이가 이렇게 까져 있어요 판포 뱁테우스 마스카라라는 친구입니다 어 혀가 꼬이네 먹이 한번 줘볼까요? 자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훗 와. 야 굉장히 빠르게 사냥하는 것이 우리 타란툴라의 매력이죠 이 친구도 제가 정성껏 함께하는 친구입니다 되게 사육 방법이 간단해요 먹이 뭐 며칠에 한 번씩 주면 끝이고요 물그릇에 <laughs> 물만 담아 놓으면 되는데 근데 발색 왜 이렇게 이쁘지? 온몸이 다 하얀 색깔이네 자, 그 다음에 여기 Tiger Baboon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, 야 굉장히 멋진 친구고 독이 강합니다.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데요. 제가 꺼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친구가 너무 거부를 심하게 하네요 야 좀만 나와줘 우와 오오오 와 보셨죠 이것처럼 굉장히 싸나웠기 때문에 어, 핀셋은 이 친구에게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, <laughs> 눈으로만 보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제가 유치 때부터 키웠던 하티하티라는 친구인데요 어, 요즘에 좀 찬밥 신세긴 하지만은 우와 얘도 엄청 싸나워요 자 괜찮습니다 핀셋이 굉장히 길어서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자 우선은 오야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게 방어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들도 번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입양을 많이 가기도 했던 친구예요 자 등갑이 엄청 멋있는 친구인데 등갑을 안 <laughs> 보여주네요 자 아, 어쨌거나 이렇게 등이 흰 색깔의 하티하티 어스타이거입니다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잘 컸구나 자 그리고 요즘에 좀 반항하는 바로 Green Bottle Blue라는 친구인데요 이야 안녕 이 친구는 여러분들이 아, 기억하실 겁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전에 왕사마귀를 먹였던 친구인데요 자 왕사마귀를 한 번에 제압했던 Green Bottle Blue라는 타란툴라인데 얘 유체 때 너무 이뻐가지고 아야 어, 야 미안해 미안해 알았어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네요 수컷을 어, 기다리고 있으니까 만약에 수컷 있으신 분들 지원해 주신다면 제가 좋은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좋은 혜택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야 거미줄 쳐놓은 거 봐라 와 진짜 단단하게 잘 쳐놨네 자 여기 숨어 있는데 얘는 TCF 어셈바라 오렌지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색깔이 좀 거뭇거뭇한 오렌지 바분인데 얘 같은 경우에도 독성이 좀 강해요 강하고 조금 번식이 굉장히 잘 되는 케이스인데 역시나 싸납죠 제가 이게 여러분들 원래 진짜 제가 지금 1년 만에 건드는 거예요 1년 만에 집을 처음으로 건든 거니까 저는 원래 생물을 잘 안 만져요 지금 거의 1년 만에 음, 꺼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친구 보세요 발색 진짜 이쁘죠 어? 이 친구가 이름이 뭐였지? 와 진짜 너무 오랜만에 <laughs> 보니까 이름도 까먹어버렸네요 이 친구의 특징은 공격을 하거나 위험 행동을 하면 엉덩이를 하늘로 높이 들어 올리고 털을 많이 날리는 종이에요 털에도 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털이 날리는 거 싫으시다면 털 안 날리는 종으로 선택을 하셔서 사육을 하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얘는 털이 엄청 많은 종이에요 파나마 블론디라고 하고요 등갑이 약간 황금색으로 변하고 굉장히 털이 복실복실한 친구인데 지금 또 숨어있네요 털이 굉장히 굉장히 복실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스피드도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자, 뭐 이렇게 생겼어요 자, 안녕 파나 자, 자 여러분들 지금 좀 많이 보신 것 같아도 제가 위에 쪽이랑 옆쪽만 살짝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제가 조만간 2탄으로 한번 더 타란툴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이쁜 친구들 너무 많은데 좀 아쉽네요 자 해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봐요 안녕